2020년 8월 21일 흉가여행 38탄 스타도 고 공포방송 넘버원 지금은 또마시대 가자 신속히 이동하라 파로파로미 누구세요? 잠깐만요. 어? 누구십니까? 저, 저리 가. 저 잠깐이면 됩니다 다 어디세요? 어디십니까? 이게 그뭔 소리야? 뭐, 뭐야? 어? 어 잠깐만 와 잠깐만 잠깐 나 방금 전에 확인했는데 빈양을걸리 조심해 어? 누구세요? 거기 있어요? 잠깐만요. 뭐야? 누구세요? 말씀하세요, 말씀을. 아, 하지 마시라고. 어. 아! 시작이다. 드디어 시작이다, 이제. 아. 아 잠깐만 와. 어? 저 여성분 계시죠? 아 얘기는 듣고 왔습니다. 얘기는 듣고 왔어요. 어? 누구랑 같이 저표는 누구야? 어? 누구세요? 미치겠다 진짜 와 기운 장난 아니다 와 형이 지난다 아 이거 안되겠는데 이게 누구세요? 누구세요? 누구? 아, 아, 누구세요? 누구? 이거죠. 지금 이거 원하시는 거죠? 어? 하지 마세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잠깐만, 어? 어? 잠깐만. 잠깐만. 와, 씨. 채원인데, 이거? 아. 와, 미쳐버려. 와, 여기 뭐, 어? 아, 무슨, 어? 이 그만이요. 그만. 잠깐만요 여기에가 지금 뭐가 있어요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제발 부탁입니다 저하고 얘기 좀요 얘기 좀 제발 공격 당한과 동시에 뭐가 홀렸어요 여러분들 여자인 것 같은데 어, 젊은 여자예요 일단은 어디 다치거나 그러진 않고 공, 여기 계시죠? 에? 방금 찾아보라고요? 예,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봐. 이런 식으로 한다 그거죠. 찾아보라고? 잠깐만 뭐야 여기 이 건물은 뭐야 이 건물 나 저쪽에 못 봤.. 뭐야 이거 뭐야 여기서 건너왔어요 혹시? 왔다갔다 하십니까? 뭐야? 어? 어? 어? 여기 와이씨 어 뭐야 어 안돼 안돼 어? 어 잠깐 저 나갈게요 저 나갈게요 여기 있었어요 잠깐만요 저 나가겠습니다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와 미쳤다 와 자 그만하시고 나오세요 그만 이백1호 나와 Слава Навар.